이제 한방에 원거리 minion이 어 자 지금 알리가 이런 식으로 궁극기가 빠지게 아, 되면 아, 조금 아쉽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애니 궁극기가 조금 더 아쉽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애니 궁극기 빠졌거든요. 지금 티버가 있는 걸 보니까. <laughs> 네. 서로 궁교환을 했다고 치면 아 그러네요. 애니 애니 궁좀더 아쉽네요. 아 네. 이득 봤어요. 이득 봤네요. 이득이요. 핵이득. <laughs> 핵이득 봤죠. 이득이요. 자. 핵이득. 하지만 애니 치, 애니는 티버 친구로 계속해서 소환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든든함, 용기 버프를 얻었어요. 그럼요. 용기 버프를 얻었어요. 그럼요. 이제 타워탱으로도 타워탱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럼요. 아, 지금 저 900판 활용이 굉장히 좋아. 저, 앞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laughs> 친구 평화 선언이기 때문에 좀 친구 아 다시 한번 본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래 평화 때는 피스는 친구죠. 숨 넘어가지 마세요. <laughs> 숨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어. wave clear를 열심히 네, 해주고 있고. 네, 열심히 해주고 있죠. 자.